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Okay. Kami sudah patut ada SOP kiri. Okay. 어느 식의 대목적으로 정신적이냐 어느 식만 도시 여러분다 이거 일단 넥스게 보고 보고 visst var så, någonting som var påhängande med det jag... Jag vet inte riktigt vad det Och sen det var Amor som var Rambo. Som ju, det här med Amor, det här med